쉬하러 가야지 나 빨리 쉬하러 가자 이야 나갔다 올까? 취하러 가. 어, 너 때문에 나가는 거잖아 지금. Nope. 어, 비장의 무기를 꺼낼까? 하나 간식 먹어 빨리. 빨리 먹어. 어 이거 안 먹을 거야? 먹어 먹어 내빨 보고 만나볼 거야? Nope. 어. 어, 나 지금 나갈게. 기다 동네가 있 엄마가 전화하면 누나 나오는 거야? 누나야 아무거나 주사 먹지 말고 잘 갔다 와 안녕 잘가 빨리 가 <laughs> tudo.